아, 놀래라. 아, 놀래라. 아, 놀래라. 아, 놀래라. 저는 또 여러분들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카페로 왔습니다. 어? 뭐야? 어? 누구 왔어요? 어? 너도야? 어? 뭐야? 같이 어? 뭐야? 뭐야? 형 뭐야? 뭐야? 형 뭐야? 난그 카페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대박! 대박!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여기 규빈 리에 밀준지 나인 여기 진짜 나인 유정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따다다다다 블링블링 왜 벌써야? 머리 나 기억에 남는 사진 하나 있어요 걔도 로건데요 봐주실? 응 뭐야? 아, 아 시작이에요 도라마를 시각 보이커즈 시작입니다 이거 완전 잘났다 이게 도라마를 자켓 그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럼 갑니다. 안녕. 안녕. 미안해, I'm sorry. 이런 말을 하는데, 가 안녕. 안녕. 우리 먼저 갈게. 안녕. 또한. 응, 다음에 릴어 릴. 안녕. 안녕.